야 이번 부석순 활동 너무 고생했다 너무, 고생... 너무 고생했어 너무 고생했어 우리 멤버들 진짜 어. 포차에서 리더가 한통 쏜다니까 어. 여기서 뭐 한 잔하고 뭐 막방도 했으니까 끝내자고 그래 그래 오늘 내가 딱쏠 어. 테니까 그래. 마음껏 먹고 야 나 저기 뭐 좀 더 시킬게 그래 그래 사장님 순대 간 빼고 더 주세요 사장님 단무지도 더 주세요 사장님 아니 <laughs> 진짜 사장님 되더라고 아 패드 아, 네. 안 되지 패드 시험 시험 우리 패드를 빼고 지금 어? 아 패더 패더 데리고 또 피자 한번 왔었어요 아 그치 그치 야 패더 you you I love you. I love you. Yeah. 사랑해요. 어, 사랑 너무 고생. Yes. 활동 너무 고생했다고. 어. 그러면은 마실 걸 고르자. 음. Beverage. beverage. 음. Do you like beer? Yeah. And beer and soju. Beer and soju. 첫 잔 맥주로 갈까? 어, first live beer. Live beer? Yeah, live, live beer. Oh, live beer. 생맥주. Yeah. Yeah. I, I'll yeah. take whatever you guys take. Okay. Okay. Live beer. Let's go. 근데 저희 사장님? 아, 사장님. 여기 생맥 있어요. 생맥 네 잔만 드세요. 코리안 올드푸드. 어, 예. 약간 약간 오리지널. 어, 약간 yeah. 알코올 Fantastic. Alcohol Fantastic, yeah. yeah. yeah. This one I've, I've tried before, that oh, one. That one is good. Yeah. You know 골뱅이 무침? Yeah, I think at least I've had something similar. Uh, I think you like it. And what is it? Mango? Peach. peach. 황도. Yeah. Yeah. 그 그쪽으로 줄까? 음, 이거 음. Sweet. Sweet. So sweet. So, try. Yeah. Try, try. 어. 숟가락을 안 줬네. 아 이거 숟가락으로 먹어야지. 어, 근 I'm not so I'm not so good with the chopsticks. 아, yeah, yeah. That's okay. Soup, yeah. Soup, soup, soup. i n s i d e Yeah, yeah. Okay, you can dig it? Okay, thank you. 패드. Yeah? Oh. Yeah. 야 김치전. 야. 코리안 팬케이크. 팬케이크. Yeah. that one I've, I've tried um, a similar one before. And then I take this one, like a lot on top, and everyone in Korea is like, no, no, no, it's too salty. 너무, too 너무. salty, Peter. Because in Norway we eat a lot of salt, so soya sauce and stuff, we eat a lot of it 어, 어, 야, in Norway. 아, but we we like salt. Yeah, 우, 우리도 똑같이 yeah. too. Yeah. This is 먹태 sauce. 먹태 sauce. Mock this 형 one. 먹어줘 먹어줘 Okay. 어떻게 어. 먹는지. 먹는 방법. This. 이제 푸시. Mm. Oh yes yes. yes. And cheers. And cheers. Cheers. 맛있다. It was good. 하나 먹어. You have to say cha cha cha cha cha cha. Sound sound delicious. Yes. Yes. 자 이제 태도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그냥 편하게 먹어. 편하게 오늘 이제 그만 얘기해 줄 테니까 메뉴는. Sound good. I'm hungry. So yeah, yeah, let's, let's go. eat. Yeah, let's eat. I think I'll start with some soup. Is that okay? Oh yeah. Soup? You want me to take you? I no no no. Me you first. Okay. Oh, just, a, just a little bit. Heather first. Later later. Yeah. Just okay a okay. Heather, this is 골뱅이 무침 so delicious. Thank you. Oh wow. Yeah, I'll, I'll have to try everything. 소딜리셔스. 음. 근데 매운 거를 잘 먹나? spicy that's okay? 음. Spicy? Yeah. yeah. 아, oh, really? 와, 생맥 예. 나온다, 생맥 나온다. wow. 뭐야 저거? 닭똥집. 어, 닭똥집. 오케이, 우리 패더와 함께 한번 칠성합시다. 헤이, 패더,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패더. 땡큐, PSSB. PSSB. 음. 나이스. 아, 아 이거다 와 라이브 비어네 역시 첫 잔은 야 비어 it, it 사운드 야 Ah, yes. yes, yes. Ah, 진짜. Oh my god. Do you guys know any um, Norwegian artists? I know 패더. 올리 패더, 올리 패더. 올리 패더. 노르웨이 이스 패더. About um, Alan Walker. You know him? 엘렌 로커? 엘렌 로커? He's Norwegian. Yeah. Mm. 엘렌 로커 나 너무 좋아해. I like. I like. 음? Mm? Sorry. 올리페더 올리페더. Okay. So when you say cheers in Norway, uh -huh. you also do like the glasses together and mm -hmm. then you mm-hmm. say skål. Score. Score. Score. Score. Score. Score. Score. Score. Score. Score. Score. Score. Score 어 치킨 치킨. 와 완전 클래식이다 클래식이다 진짜. 와. What is this cabbage? Ketchup. Cabbage with ketchup. And salad. 음. 양배추. And salad mayonnaise mm -hmm. mix. 되게 굿. 아, 굿 조합. 아, 나 진짜 영어 모르. 아, 컴비네이션, 굿 컴비네이션. Yeah. yeah, yeah. Good combination is 꿀 조합. 꿀 조합. 아, 꿀 조합. 꿀 조합. Yeah. Bear, this, and this. Yeah. 꿀조합. 꿀조합. Yeah. 꿀조합. 치킨. 치킨 소. 딜리셔스. 음, 부드러워. 소프트라. 소프트. 어, 소프트리는 굳이. Mm. That's okay? Yeah. 코리안 올드 치킨. Mm. <laughs> Very good. Skål. Let's go. It was funny, but I also could, I, I could hear that it was a little bit delayed. So when um, you guys were speaking, and then since it was delayed, you were probably waiting for my answer, and me the same. Like it took some time, so then 맞아 맞아. we would ask the question, and then we didn't hear anything, and then we'd both just speak at the same time. So I was just like, oh, but then, uh, um, thank you for feature. 맞아 <laughs> 맞아 맞아. but it was very fun. Good times. 그때 노르웨이 in the morning. Yeah, Yeah, yeah. morning. I So- think it was nine o'clock. Yeah, I think you're so tired, right? <laughs> <laughs> yeah, but it's okay. Honestly. No, no, it's uh, it's good. When when <laughs> did I did I sound BSS. like- 아, BSS. Oh, So tired BSS, no? finally BSS. 아, really? Finally Fighting. BSS. 아. 안 넘어와 안 넘어와. 태도가 긍정적이야. 진짜. 꼬르? 스코르. 스코르. 꼬르. What do you say in Korea again? 건배. 깐배. 어, 건배. 깐배. 건배. 건배. 건배. 진짜 술 안 좋아하는 티가 나네. 잘 먹네. 진짜 술안 좋아하는. 술은 뭐 먹지? 술은 뭐 먹어요? 어, 와인. Yeah, I like I like wine. Wine. Champagne. I don't, whiskey is the I don't like so much. Uh, you you guys like whiskey? Mm. I like whiskey. You do? Yeah. yeah. Valentine's 30년. so expensive. oh, and then soften. Yeah. yeah. Then, then, you get then you get a bit different voice. Um, right? Yeah, Then. <laughs> yeah. 어 남자야. 좋아하는 리허설 때 왜냐면 계속 일과 이거를 깔았었거든. 3도 화음을. 약간 뮤지션들은 확실히 그 화음 까는 게 맞아. 있나 봐. 음. 근데 응. 내가 패더가 그걸 해줄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거야. 어. 아 한번 지금 아, 제대로 해봐. 어. 오케이, let's go. okay, let's go. 산더미처럼 쌓인 일과 사랑 관계. 아, y 예, e 예. I'm gonna try a little bit of this one. Um, 아, okay. 김치전. Oh, you didn't like that. 네. Mm -hmm. 친구가 해줄게. Thank you. And mm-hmm. then I'm gonna try with mm. chopstick. Uh, mm. This maybe. Oh, uh -huh. yeah, yeah. Okay, so what I do when they laugh at me is I oh, go like this. Yeah. Oh no no no. 에, 아, it's okay. 먹고 싶은 대로. It's okay. The better way. Okay okay okay. yes. Yeah yeah yeah. 네, better way. <laughs> <laughs> 나도 좀 많이 진짜 We have 포크, 포크 here. Mm, 포크도 있어. thank you. That one is good. 응, Good? it's okay. 어, 스코어, Um, 아, Korean. 너무 맛있다. So many time. Score, score. I think this is the best Korean pancake I had. Paji? 응. Paji? Was it Paji? No. 아, 김치전. Kimchijeon. Best kimchijeon. kimchijeon I had in Korea. What's your favorite Korean uh, K-pop band. Seventeen. 아, Seventeen 말고. 말고. 음, another team. BSS. BSS. 아, 이런 피해가는 능력도 아주. 아주 그냥. 아, 코리안인데 이거. 눈구렁이. 아, 눈구렁이. You know New Jeans? Yeah. New Jeans. High Boy? Yeah. 어. 아, 아, 아, High Boy. What? What? Score. Score. Score. love chicken. 해더가 양념 좋아하네 양념. 어 양념 좋아해? 나도 양념 좋아해. 어. I like seasoning. I like sauce. Seasoning. I like yeah. sauce chicken. Yeah. Mm. It's good. But TK is like TK like crispy, crispy, yeah, crispy. Mm. no sauce. Mm. Yum, Heather, are you ramen ramen okay? Eat ramen. Ramen? Yeah, let's go. Okay, let's go. Ramen is Korean. everyone. Everyone. Everybody like. eat. 푸드 라면. 사장님 여기 라면 하나만 주세요. I have to try this as well. Yeah. Mm. Golbengi. So golbengi muchim so delicious. Mm. Mm. Is it spicy? And sweet and sour and spicy. Ooh, sounds good. Yeah. 어때? 아 맛있다. 음, very good. Good, good. 이게 어, cool. This is 골뱅이. 어, is it? 예, muscles? Like, no. Um, no muscle. 소라 소라 뭐 뭐라 뭐라. 약간 바다 씨 씨. 인씨 피플 아 씨. 씨. 어 어려워. 씨 애니멀. 씨 애니멀. 와. I'm your mother. So kind. Yeah, I'm your mother. 야, 너 라면 왜 맛있어? 라면 맛집이다. Nice. That's a good sign. Mm. Oh, thank you. 야미? Yeah. I like the Korean food. I feel has like the perfect amount of spice. Like it's a little spicy, but not not like <sighs> milk, milk. Oh, milk, you know? milk. It's just like perfect. 어. Yeah. Do you guys do you guys drink milk in Korea? 근데 어릴 때는 많이 먹었는데 한국인이 약간 유당불내증이 있어가지고 Do you know lactose-free? lactose-free? Lactose-free. Oh, lactose-free. Oh, lactose-free. Yeah. Yeah, lactose yeah, yeah, intolerant. Yeah. yeah. Are 맞아. you Are you lactose intolerant? Yeah, yeah, yeah. 이게 유당 유당불내증이잖아. Right? 그거. But I don't know now. I don't know 지금까지 몰랐어. 그 락토스 레스토랑 그거 lac lactose 락토 아, 정확, 정확히 말해 You're lactose intolerant. 어, lactose intolerant. Yes. 어, 어려워. So hard. lactose. 돌돌돌돌. 락토스 돌돌돌. 라면 delicious? Yes. 계속 먹어. 형 형만 계속 먹고 있는데. 아, 라면 너무 너무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이어 가지고. The perfect amount of diet. Oh yeah. 근데 어릴 때는 아, 아 정 정확히 맞아요. 어, 락토스 인톨러런트. Yes. 어. 아, 패드 두 입밖에 안 먹고 형은 지금 일곱 입 먹었거든 지금. 너무 따로 심야 식당 따로 찍으시는 거예요. 롱타임 노시 롱타임. 롱타임 노시. 패다 패다 패다. I'm 롱타임 노시 라면. 와. 어, so delicious. 아. Very delicious. 아, <laughs> Very delicious. 야 어,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 통하는데 통한 얘기하면 이게 통하네. 어. 이해가 되는 것 같아. 그렇지 대도야. 응? 야! what? Yeah, yeah, yeah. And you're not you're not bad in English. You know a lot of words. Really? Yeah. 나 나쁘지 않다는 거죠, 영어. 어, 우리 우리 정도는. Yeah. I feel you can understand very much what of what I'm saying. Mm. Yeah, yeah, yeah. yeah. 나는 잘 못 알아듣긴 하는데. This is sense, sense. Yeah. Yeah, yeah. 오늘 사실 저희 파이팅 화야 좀 녹화하고 그다음 그 7시 했는데 나 진짜 죽을 뻔해가지고 순간 힘들어야죠 녹화 들어가기 전에 패더가 저한테 뿌! 파이팅! 아 <laughs> 근데 사실 너무 이제 그 음악방송 피곤한 시간대에 하니까 사실 걱정을 했는데 패더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고마웠어 아. 패더가 진짜 긍정적이어서 음. 너무 좋았다고 너무 진짜 파지티브하다고 음. 어. 근데 여기 라면 국물 묻었다 어, s 아 근데 패더가 살짝 입이 짧더라 막 많이 먹진 않던데 Short mouse. Eat, eat. You think I eat little? Uh, eat little. No. No? You eat little. Me? 아 그런가? He, pig. 뭐가? He's a kid? Pig, pig. Oh, pig. pig. Yeah. He's, he's pig? 그래. I'm pig? Like little. 허시. I hate you, baby. I hate you. thank you, thank you. You are go home now. thank you, thank you. You go home now. 야, 패, 도이그 와중에 내가 뭐라 했는데지 혼자 살라고. 쏘리 쏘리 쏘리 쏘리 뭐지 혼자 살라고 맞추는 거 봐. 내가 봤을 때 얘 아이돌 하면 얘 완전 얘 아이돌 임기응변 갑이네. 어, 잘 살아남았어 어. 얘는. 와. 야, 패더 잘한다. 패더 와, 아, 잘한다. 패더 잘한다. 아. 어, who told you? 혼자 그 yourself? yourself? Yeah, some fans I think about. 음. you know this and this and like this. This one. 응. But uh, do you know Jeremy Zucker? 응. 제임스 아까 예. Yeah, he taught me this one. 아, And this. Yeah. 응. 페랑해. 패들. We teach you. And You. Korean love. 사랑해. And mix. 페랑해. Feranghe. 페더 is love you. So you DK해. 사랑해. 아, 아, my do, my name is 도겸. 도아해. Duahe. My name is 호시 허랑해. 허랑해. 뭐해? 어. 뭐해? 어. 뭐해 너? 왜? 구하다고? 스피글. He's bigger. He's 부해. 잠깐. He's, he's very, very 부해. 난, 난 부해. 부해, 부해 means is your looks so fat. 어, 부해. 아, 부, 부해. Today your face is so fat? Uh, oh. Last night you... I didn't know. That <laughs> was not what last I Last night what you, what you <laughs> eat, your face is so fat, this is buhe. <laughs> buhe. Okay, oh. then you're definitely not buhe. Mm, not buhe? No, no, no, no. you already talked to me. Bu... Uh, bu buranghe. Do 사장님 맥주 주세요. No, no, no, no, no. okay, okay, okay. Uh, joke, joke. Uh, joke, joke. You know, you know, I, you know, joke, joke, joking, yeah. joking, and yeah, yeah, yeah. joking you. 패더 봤어? 패더 직캠 떴어, 직캠. Only you, 캠을. 얼굴 작은 거 봐. 비율이 구등신이야. Enjoy Pedro's voice so much. so much. Wow. So happy to see them perform together. Amazing. 와우. 야 근데 진짜 추억, 추억이 생겼다 이렇게 패더랑 음, 함께 그러니까. 직캠도 나 무대를 같이 한다는 게. 오고 왜 오고 싶었어? Why you come to here? Why do, why do you come to here? 지금 코리아. Yeah. 아, 진짜 really. To meet you and sing with you. 음. 어, 우리랑 같이 노래 부르고 음. 싶어서. 그래서 아. 우리가 작업 때는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Yeah. 예. 어, 사실 우리 그때 만난지도 몰랐어. 그 범주형 그러니까 미리 작업한 날인지도 몰라, 몰랐고 우리는 이미 노래를 만들고 광고 앞에도는 그래서 우리 엄청 so sad. But now we got to meet. Yeah. My friend. What is friend in uh, Korea again? 친구. Jingu. Jingu. 진짜 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 Composing, recording with Uzi. How about? How was Uzi? it? Yeah, how was it? It was great. I um, it was actually in the taxi to going to Hype. I got the melody, so I was like. <laughs> you made this melody. Yeah. <laughs> oh my gosh. <laughs> Thank you. You melody king. Yeah, Thank you. and then Bam Bamsu was like, uh, told me about the concept. Mm -hmm. And like, so it's gonna be like in morning, you know, like mm-hmm. um, mm -hmm. energy and mm -hmm. then mm-hmm. midday and then we went like oh, late night drive song, ah. like 7 p.m. Yeah. Mm-hmm. And that was just, like, that was so cool concept. So then me and Bamsi and uh, Uzi just um, wrote, yeah, the lyric- lyrics together. 녹음했던 게 있나 보다 택시에서. Yeah. 어, And 어 Ken, 맞네 맞네. Ken was the first time. Yeah. 오. Yeah, that was a little 어 different. 좋다 좋다. Yeah, and then you can hear the taxi. 어, 너무 리얼해. 너무. Yeah. Because I often do that because I'm I wa- outside walking with people and I don't want to forget the idea. So then I was more, but I also don't want to sing so loud because I'll get shy. So everyone's. yeah, it- it's fun to listen back to voice memos after the song is out. Go go. Yeah. And you should come to Norway as well, because you have fans in Norway. Yeah. Promise, promise. Yes. 나 여행으로라도 꼭 가야 Side here first. 저 진짜 패더가 와가지고 7시에 들어줘도 어, 활동할 수 있었고 진짜 우리도 진짜 이런 기회가 없잖아. 없 네,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좋았고 패더 덕분에 아주 너무 좋은 추억을 쌓고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오늘 너무 즐거운 자리였고 음.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갔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이거보다 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치, 그치. 패더랑 진짜 너무 함께해서 행복했다 진짜. Thank you for so, uh, make uh, good memories. Thank you so much. Yeah, and thank thank you, too you. for always being Thanks so to you. welcoming and making Yeah. me feel at home. I don't remember this time. Never, 어, never. <laughs> 어 맞아. Oh, you'll never forget it. Yeah <laughs> yeah. 난 기억하지 못한다고 이 시간에. 뭔 소리야? I don't I don't remember this time. I don't forget 아니야? Forget? Yeah. Forget? You understand? Yeah. yeah. 아니야. 팬도 처음에 듣고. I don't remember this time. Never. 어, 내가, 나도 처음에 아, 나 근데 난또 이해는 했다 형이 무슨 말 하는지 나도 이해는 했어 I don't yeah. remember this time yeah. Great memories Yeah, great yeah. memories Never forget 아, never forget, never forget. yeah. 아, 마지막 그거 하자. 페랑해 하자. 페랑해. 페랑해. 페랑해. 페랑해. 이 저희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페랑해. 어, 페랑해. 하나, 둘, 둘 셋. 원, 둘, 쓰리. 페랑해. 페랑해. 바이바이. 바이. 부해.